해봐 하이터치 그렇지 하이터치 해봐 이기 앉아 브레인 터치 브레인 터치 옳지 브레인 <laughs> 터치 옳지 손 그렇지 그렇지 하이터치 하이터치 그렇죠 해파이는 하이터치 그렇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하이도 잘했고요 페퍼 high touch 해줘 페퍼 high touch 해주세요 그렇죠 뒤로 가세요 1번 하이터 해주세요 그렇죠 잘하네요 high touch 해주세요 옳지 high touch. 알지 잘하네 터치 그렇지 브랜디 터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브랜디 터치 아니 해봐 그렇지 해봐 브랜디 터치 그렇지 high touch. high touch. high touch. 해봐 high. <laughs> high touch. 해봐 브랜디 터치 터치 그렇죠 그 high touch. 어 high touch. <laughs> high touch. 그렇지요 high touch. 잘해 하이터치 하이터치 하이터치 아이고 잘하네 バイグだらね